안녕하세요 기세TV의 기세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 제가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저번 주에 그 캠코더가 오류가 떠서 그 영상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어, 진짜 너무 잘 그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림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아이리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이리에게 보여줬을 때 아이리의 반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 오늘 아이리 응. 선물 준비했어 뭔데 뭔데? 내가 SNS 이렇게 봤거든? 봤는데 어, 진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 어. 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내가 그림을 부탁을 했지 어떻게? 근데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응. 이상으로 너무 그림 잘잘온 거야 어떤 그림? 일단 아이리 보여주기 응. 전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응. 아이리 좀만 기다려봐 어? 에? 궁금한데? 어때안 보여 예쁘죠?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궁금하지? <laughs> 아 궁금해 왜 나한테 안, 나한테 먼저 안 보여주는데 <laughs> 알았어 보여줄게 내가 이런 걸 약간 좀 그림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나도인데? 너무 진짜 잘 그려주신 거야 생각보다 아니 나도 어, 오빠랑 그 같이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음. 추억,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 한번 해보고 네. 싶었어 근데 응. 음. 같이 만, 못 만나고 응. 음. 음. 보통 그런 거 그 둘이서 가가지고 그대로 그때 서, 그 그려주시잖아 그런 거는 아 이렇게 딱 우리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 옆에서 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서 아, 맞아 맞아 뭐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 그려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하는 거 어. 있잖아. 음. 아, 그렇게 해야 돼 음. 해야 된다고 내가 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 음.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못 하겠다 했는데 뭐 사진으로 음. 그려주셨어? 뭐 오빠 음. 그거 뭔데? 어, 근데 그래서 아이한테 깜짝으로 이거 선물을 음 진짜? 준비했어. 아 궁금해 어, 어. 궁금해. 한번 보여줄게. 일단 일단 일단 음. 보여준다. 하나. 아니 잠시만 잠시만 둘. 마음 준비가 아직 안 되는데. 어떤 어, 언제 찍은 하나, 사진이야? 그아이리아 나랑 그 친구 그 면회 갔을 때 응. 어, 그때 그 차 안에서 찍은 거. 허허허허. 어그그 그 중에 한 장을 내가 부탁드렸어. 진짜? 아 어떻게 어떻게? 마음의 준비? 어, 마음 준비? 마음의 준비? 이게 하나, 응. 하나, 둘, 둘. 셋. 아, 어 예쁘다. 오 <laughs> 어, 예쁜데. 마음 준비했는데. 아 뭔데? 어 진짜 너무 잘했다. 오케이. 진짜 이제 다시 보여줄게 진심으로 하나 둘, 둘. 하나 어. 셋짠 어때? <laughs> 어때 잘 그렸지? 와 너무 잘 그렸다 그치? 네. 근데 이거 봐나 나도 물론 사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우와 근데 무엇보다 아이리가 진짜 너무 사기 뭔데? 똑같은데? 좀... <laughs> 아니 하나도 안- 아니 하나도 안 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좀- 그거 진짜 차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 그- 똑같은데? 좀 다시 보여줘봐. 우와 대박이다. 그그예 아침에 그 사진 찍었잖아. 진짜 아침에 어. 그 햇빛이 그 햇빛 있잖아. 그 옷에 옷에 그, 어, 보이는 그그 어, 색깔도 똑같고. 응. 어. 와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잘 어. 그려주셨지. 어. 되게 예뻐. 그러니까 진심 어, 예쁘지. 되게 예뻐. 어. 근데 나는 좀 놀랐던 응. 게 아까 아이리 말대로 이렇게 빛나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이런 부분도 다 디테일하게 해, 주시다는 어.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래 보여 보여? 무엇보다 준영 아이리님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응원할게요. 보여? 어. 뭐야? 어, 메시지도 주셨어? 이것도 이렇게 했어. 진짜? 어, 와. 그래서 너무 잘 그려주셔서 어,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리고 여기 집에다가 이렇게 어, 어. 걸어도 이렇게 놔두려고 그래 그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딱 붙, 이렇게 딱 붙여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괜찮지? 어,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 그림 본 느낀 점 보고 딱 받았던 딱 기분 어땠어? 행복해 뭔가 행복해? 어 이렇게 응. 사진을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던 것도 너무 기쁘고 응. 나를 좀 응. 얼굴 좀 예쁘게 그려주신 것도 너무 해, 기분 좋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응. 오빠가 이거 선물해준 것 해주는 것도 너무 기뻐 고마워 오늘 어 뭐야 <laughs> 아니야 내가 고맙지 깜짝으로 이렇게 그림 어.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나 몰랐잖아 막 엄, 어, 엄청 막 큰 선물도 아니고 엄청 막 큰 반응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닌데?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 아니야? 너무 큰데? 나 진짜 몰랐잖아. 아, 그래서 언제 언제 그거 그러니까. 했어? 언제 그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 언제 언제 그거 부탁한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고마워. 그냥 이렇게 깜짝으로 아이디에 대한 선물도 아니고 그냥 서로에 대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선물 몰카 대성공 대성공 <laughs> 진짜 예쁘게 그려주셨어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기세TV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컷!